부터 해줄게요. 가을은 뭐 은근한 자외선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좀 촉촉한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닥터지 딥 모이스트. 저는 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최대한 햇빛도 안 보려고 하고 혼자 살 때는 집에 모든 곳에 안막이 쳐져 있었죠. 근데 엄마랑 아빠는 햇빛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안마 커튼이 없다는 게 함정 그래서 늦잠을 자지도 못해요 이 안마 커튼이 있어야 늦게까지 자는데 햇빛이 나를 깨워 늦게 자도 자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옷들도 색감이 좀 매트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피부는 좀 촉촉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맥에 스트로크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스트로크 크림은 사실 뭐 크게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진 않는데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 광이 싹 돌긴 하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올리고 나면 사실 조금 죽기는 해요 파운데이션 제가 갖고 있는 것 그 중에 그나마 제일 촉촉한 라이에요 최대한 양쪽을 똑같이 도포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셋 됐으면 여기도 하나 둘셋 사실 저는 여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름은 왜냐면 땀이 나니까 그만큼 살도 좀 잘 빠지고 전 여름이 되면 이제 입맛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했는데 이번 여름은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여름이었어요. 다들 휴가 같은 때는 어디 갔다 왔나 몰라. 나는 진짜 더워서 아무 데도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여튼 으로 이렇게 깔아줬으면 중앙에 한 번 더 아직은 조금 커버가 덜 된 불긋불긋한 곳에 스펀지에 미스트를 잘 뿌려서 먹여. 이 아침밥을 먹여줘. 이렇게 물을 먹인 스펀지는 커버력이 떨어지나 촉촉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사의식. 살살살 톡톡톡톡 목까지 꼼꼼하게 너무 목까지는 전 바르진 않는데 이렇게 그래도 경계가 지지 않도록 촉촉해졌죠? 아까와 사뭇 다른 촉촉한 베이스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음, 이제 촉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우더를 너무 또 많이 하면 이제 촉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눈가나 필요한 부분만 살짝 살짝 이렇게 롱레스팅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를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안에 라인부터 이렇게 잡아주시고 앞라인을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똑같이 대칭으로 그 이제 채웁니다 눈썹 앞머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눈썹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앞머리 그을 때는 아래에서 밀어 위로 쭉 하늘하늘 그린다는 듯이 그리고 나중에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줘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얼굴에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죠.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인데요. 음 제가 이걸 몇 번 사용해보고 느낀 게 저는 이게 조금 노란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피넛 블러썸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는 피넛 블러썸 색깔을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더 진한 색인 것 같아요. 이 눈썹 앞머리에서 이 부분을 내려오듯이 음영을 줘야 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그리고 콧대를 쓸듯이 이렇게 일단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에 경계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살살 풀어줘요. 아예 여기도 한번 쓱 쓸어주고요. 코 중간도 한번 슉 끊어줍니다. 네, 코 밑도 이렇게 해주면 콧대가 좀 더 올라가 보인대요 여러분 입술 밑에도 음영감을 줘서 입술이 좀 튀어나와 보이게 그리고 저는 인중이 좀 잘 안 보여서 인중도 살짝 살짝 웃어줘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강제적으로 생기는 눈웃음 밑에 살짝 쓸어줍니다 근데 여기랑 얘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맞췄으면 얘에 맞춰서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샵에서는 쉐이딩을 그렇게 진하게 안 해주셔요 이거는 아무래도 바로 앞에 조명을 빵 때려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 메이크업보다는 조금은 쉐이딩이나 아이섀도우에 이렇게 강한 느낌을 줘야 그나마 날라가서 조금은 덜해 보이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음, 단풍스러운 붉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까 했는데 음, 그건 정말 리얼 가을이 왔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이제 가을의 초입이니까 음영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바비 브라운 토스트로 이제 전체적으로 눈에 음영을 줘보도록 할게요. 아 아, 다그 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귀걸이를 말이죠 얘를 할까요? 얘를 할까요? 나 원래 이런 거 잘 고민 안 하는데 오늘 되게 되네 근데 약간 음영 메이크업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 일단 요거를 끼고 한번 촬영을 해볼까 봐요 여러분들은 귀 언제 뚫셨어요? 저는 귀를 3살 때 뚫었어요 <laughs>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거 뚫을 거야 이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뚫어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귀가 엄청 이렇게 위에 있어요, 동게 밑에 안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자란 거죠, 살들이. 자, 그럼 이제 토스트를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 토스트 색깔은 뭐 너무나 유명한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하나에 35,000원인가 해요. 굉장히 비싸죠. 저는 로드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얘를 구매하려고 마음먹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거의 생얼에 가깝게 나갈 때 그때 그냥 눈에 이런 음영만 줘도 다르거든요 저는 그때 뭐 아이라인 이런 거 안 해도 얘만 그냥 눈에 퍽퍽퍽퍽 대충 하고 나가도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홀리카홀리카 섀도우예요. 오렌지 초콜릿이라는 컬러인데 홀리카홀리카 섀도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쌍꺼풀 라인에 살짝 얹혀주고 또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로 이제 방금 여기와 이제 삼각존 부분을 연결해서 색감의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브러쉬에다가 처음 베이스 해다우를 살짝 묻혀서 여기 경계 부분을 살살 풀어줄게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는 뭔가 펄이 너무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 은은한 펄이 이제 눈 위에 살짝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에뛰드하우스의 사랑은 모래성을 눈 위에 사르르 올려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이렇게 발색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은 라이너를 그냥 섀도우로만 풀어주는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진한색 섀도우로 제 눈끝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에뛰드하우스 카페 모카 색깔상을 이용해서 눈 사이사이와 눈끝의 라인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라인을 너무 길게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 내 눈이 너무 조그매 보이겠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털어내주셔야 돼요. 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뭔가에 집중하면 제가 이래요. 여름에는 바다를 놀러 가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뭔가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도 뭔가 계절 따라서 되게 즐기는 여자이고 싶고 일단 요 정도만 메꿔줄게요. 그리고 지금 내 손 난리 났어요. 발색의 나의 팔레트. 오늘은 속눈썹을 좀 꼼꼼히 올려주려고 해요. 속눈썹을 통으로 붙이지 않고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최대한 내 속눈썹을 살려주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속눈썹으로 좀 채워줄까 하거든요. 인조 속눈썹으로. 얼마 전에 내 영상이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에 찾아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뭔가 기사를 보면서 사실 악플도 좀 많았고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겠지? 그치만 뭔가 연예인으로서는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라도 남아있구나 이거를 개선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남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기사 하나만으로도 제 채널이 이렇게 오픈됐다는 걸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셨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헤럴드팝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분 부러 부분 뷰러로 이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이 없으신 남성분들도 오셔가지고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또 리플 남겨주셔서 진짜 또 감사드리고 또 이제 그런 리플을 봤어요. 이제 가수 활동할 때랑 되게 다른 모습을 봤다. 그래서 매력을 느꼈다. 이제 그 말이 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채널을 이제 운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 정하나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그게 매력으로 다가간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듣고 제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네일 할 때 네일 부품인데 이거 이제 화장품 가게 가면은 막 뭉탱이로 많이 팔아요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저는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거를 불고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팁이 된다면 속눈썹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약간 점막이 지금 저는 보이는 게 좀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력일 수 있는데 살짝만 일단 이 워터프루프로 브라운색으로 점막을 좀 메꿔주도록 할게요. 다크 브라운. 블랙으로 채우면 또 너무 딥해 보이니까. 얘도 안 열려. 아, 끝났다. 자, 얘 점막이 안 보이죠? 이 정도로만 살짝 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거는 메이블린 폴시. 저는 이걸 다 쓰고 두통증 속눈썹에 마스카라 할 땐 끝에서부터 딱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속눈썹 뿌리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건 또 성향차인데 저는 속눈썹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고를 때 롱래쉬보다는 볼륨을 많이 선택해요. 이게 롱래쉬가 너무 심하게 되는 마스카라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속눈썹이 여기 가서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합니다. 가뜩이나 제가 여기랑 여기랑 가까운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눈썹을 딱 뜨고 이렇게 부분 부분 빈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 부분의 길이를 늘려주셔야 돼요. 제 아래 속눈썹도 해줄게요. 여러분들 저 소리 들려요? 총소리? 팍! 장난 아니죠? 저게 뭐냐면 저희 집 구, 그 근처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런 <laughs> 총소리들이 들리곤 한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자 아까 사용한 이 카페모카 색깔로 조금 더 눈끝의 음영을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속눈썹은 이렇게 속 가닥가닥 있는 눈썹을 이제 끝에 정도만 붙여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눈 아이 메이크업을 이 정도만 해주려고 합니다. 딱 깔끔하고 음영이 있고 속눈썹을 탁 살려주는 이런 느낌? 오늘은 렌즈를 먼저 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름이 이게 시크릿스네요 시크릿 크라이 브라운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눈 이 라인이 굉장히 끝이 딱 보이고 갈색이 빡 보이는 그런 렌즈예요. 얘가 단 요 착 하나 남았네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사야 한다. 또 돈을 써야 한다. 이 말이죠. 아, 너무 브라운인 것 같기도 한데. 이웃끼니까 약간 언더라인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렌즈를 껴줬는데요. 끼고 나니까 좀 굉장히 브라운 브라운해서 이 언더라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딱 심플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언더에 라인을 살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초크창크! 근데 뭐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근데 요 정도의 라인만 딱. 그럼 이쪽보다는 좀 렌즈 때문에 멍한 기분이 없지 않나요? 덥군!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군. 벌써 9시가 다 돼가는군. 나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 가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전 블러셔라고 생각해요. 이 블러셔가 굉장히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치크넥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누드팝이랑 우아비 전체적으로 이제 누드팝을 먼저 깔아줄게요. 얘는 이제 브러쉬보다는 이런 스펀지로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주는 게 이게 뭐 습식 타입이라 했나? 뭐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손등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 카메라에 모니터가 안 달려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렇게 감싸듯이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감싸듯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아빙 얘는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생각입니다 색감을 더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오늘 레이스 셔딩으로 은은한 감을 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한번 싹 끊어주셔야 코가 잘라 보이는 거 알죠? 이게 이게 우 이렇게 내리면 코가 막 이만 고속도로 알죠? 얼굴이 되게 짧고 그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이렇게 쭉 그어도 되겠지만 나처럼 얼굴이 이렇게 길면 안돼 안돼 안 돼 얘를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네. 눈썹 뼈 바보 같네 나 지금 되게 눈앞에도 살짝 그러니까 눈앞에다가 반짝이는 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밝혀주는 거죠 한쪽 안 한쪽 하이라이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줄게요 대망까지는 아니고 이제 마지막 음 일단은 이 문샷에 제가 좋아하는 거죠. 피치앤크림을 베이스로 깔아서 약간 이제 화사한 느낌을 주고 그 위에다가 3CE의 g o i n 느낌의 이제 가을 느낌을 살짝 얹혀주려고 해요. 굉장히 핑크핑크하죠, 이거는? 근데 너무 딥한 컬러를 처음부터 발라버리면 너무 딥해져 버리니까 이제 g o i n 안쪽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밥줘 엄마 엄마 엄마 자 이렇게 발라주면 자 머리까지 이렇게 살짝 C컬로 말아주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어, 뭔가 자연스럽고 음,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이었는데 어떠신가요? 또 가을은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씨지 않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옷들과 악세사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날씨거든요. 자, 오늘의 저희 룩을 보여드릴게요. 심플한 목걸이 하나에 이렇게 반지 하나 해주고 또 이런 딱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팔찌 딱 하나 해주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룩과 메이크업이 완성되겠죠. 이제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들 괜히 센치해지지 말고 우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좋은 리플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